심장이 쿵 떨려와 조금 더 가까이 이툴이툴 밤만에 가득 채운 저배들도 유난히 우리 비추고 있자 순간 모든 것이 멈췄으면 우리 둘만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Bab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느껴요 다시 one two three four five 눈은 뜨지 마요 그대 달콤한